남은 일부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.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. 어? 너나무늘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.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.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. 오랜만이야 친구.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. 오랜만이야 친구. 이지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. 오. 이제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. 아,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?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? 오늘 좀 기다려. 방문 오늘 기다려 방문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?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? 좋아 낙타가 혹이 세 개면 뭘까요? 좋아 낙타가 혹이 세 개면 뭘까요? 임신부 <laughs> 임신부 정말 번개 같았어 사랑해 밥 살게 정말 번개 같았어 사랑해 밥 살게